느려도 너무 느려서 답답한 스마트폰 느린 내 스마트폰의 꿈 이 꿈을 이뤄주기 위해 저희는 고민했습니다. 우리는 스마트폰에 날개를 달아주고 싶었습니다. 수많은 고민 끝에 마침내 그 해법을 만들어냈습니다. 소개합니다. 드림나래 4.0 엔젤릭 드림 드림나래에서 배터리를 절약하는 법 네트워크를 꺼주고 비행기 모드를 켜주고 화면 자동 회전을 꺼주고 진동 센서를 꺼줍니다. 드림날에서 디스크 용량을 관리하는 법 임시 파일을 삭제하고 미리 보기 파일을 지워줍니다.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 개인정보까지 보호하고 싶었습니다. 인터넷 검색 기록을 지우고 클립보드 기록을 지우고 구글맵 기록을 지우고 로그 파일까지 지워줍니다. 쓰지도 않고 불필요하게 용량만 차지하는 앱들 이제는 드림나리가 이 앱들을 정리합니다. 이게 전부일까요? 드림날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스마트폰의 시스템을 조작해 스마트폰을 더욱 좋게 하고 싶었습니다. 바로 트윅입니다. 세이브 트윅은 배터리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. 스피커 트윅은 성능과 배터리를 최적화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. 퓨어 트윅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스마트폰에 날개를 달아주고 싶은 천사들의 꿈 드림날의 4.0 엔젤릭 드림 지금 구글 플레이에서 만나보세요. 팀 엔젤로이드